Good. 안녕하십니까 낚시꾼 수잔도입니다 아 오늘 되게 오랜만에 공식 출조를 나왔네요 한동안 출조를 못했는데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양금성지입니다 제 마음의 틀들이제 고향의 틀들 양금성지고요 저는 뭐 많은 일이 있었는데 뭐 개인사가 바쁘고 뭐 어쨌든 오늘 재밌는 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8월 1일이네요 이제 양근성주에도 마른이나 올라와 또 커버가 있어요 스위프 시작합니다 힘이나 그런 건 없는데 전 여름이니까 힘들어 나와줘야 되는데 아침에 스틱입니다 야, 흔들어있네. 나중에 반응이 없을 뿐이긴데 이거 이 안에 있네 안에 그래. 현칭이네 짜치들이 못 먹네 짜치들이 못 먹어 이 안에서 펀칭을 해줘야 먹겠네 침투력 좋고 입지 바로 나옵니다 오케이 뺏어 나옵니다 역시 펀칭입니다 펀칭 오케이 자 펀칭으로 바꾸자마자 서패스 나왔습니다 아, 그 buzzing이나 뭐 이런 건 반응 없고요 커버 아주 깊숙이 쪽에 이렇게 붙어 있네요 펀칭에만 반응합니다 지금 으, 좋습니다 첫 배스 나왔습니다 그 사이즈는 양평 사이즈고요 자, 잡혔습니다. 으 어우, 좋아. 비린내 정말 오랜만에 맞네. 양평 사이즈 딱 3자 35뭐 정도 사이즈입니다. 아우, 좋아. 오랜만에 입질 탁 빠니까 좋네요. 으 좋습니다. 바로 나와주네요. 역시. 펀칭 분위기였어요. 아까 그 frog 던질 때 치기만 하고 먹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약간 사이즈가 되는 놈들은 아예 먹어주는데 못 먹어주는 것 같아서 안으로 넣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러버지 아야 rubber jig로 넣어주려 그랬는데 rubber jig는 돌파력이 너무 안 좋아서 펀칭에 적합하지 않고 텍사스 rig 앞에 찍고 묻는 걸로 네. 그걸로 돌파력을 좀 세워서 잡아냈습니다 이렇게 텍사스지만 buzzing처럼 끌고 오다가 falling 시켜주면 그 들어가는 포켓이 있으면 먹어주는 것 같아요 입질입니다 힘이 다떨어지우 힘이 다떨어지우우 우우 어 됐어 됐어 자 올라갔습니다 자 펀칭 펀칭입니다 펀칭 오늘 아 아름 속에 애들이 들어있고요 근데 이제 버징을 때릴 만큼 파워는 안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넣어줘야 1cm라도 아, 넣어줘야 먹고 들어갑니다 자두 번째 메입니다 베스 포지션이 확인됐고 이제 펀칭으로 재밌게 잡아내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펀칭에 사용하고 있는 낚싯대는 그 서숙찬 아저씨가 만든 TXH 731 TXH고 어, 8분의 3 총알에 그 고무 고무 꼭 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호구업 용료 falling bite에 용이한 호구업 바이트 고급 종류를 써서 즐기고 있습니다 자 또 가봅시다 슬슬슬 오다가 빠지는 구멍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빠지는 구멍 있으면 hopping 좀 해주다가 나오면서도 이 시선을 끄는 거니까 들어가 집중 여지 없습니다 여지 없어요 오. 오. 짧은 배랑 여기 없고 그 좋다 좋다 좋다 자좀 짧은 괜찮아 오 좋아 괜찮은 으야야 오우 이거 그만 써자 아힘 제대로 붙었네요 여름 배스. 자 펀칭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 배스 포지션이 이제 완전히 확인됐고 으, 이제 재밌게 낚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펀칭 낚시네요 으, 좋아 버징이나 프로그의 반응을 안 할 뿐이지 안에 한 1cm만 넣어주면 벗고 들어갈 생각이 있습니다 들어가 그러니까 그 프로그처럼 천천히 걸어올 때 시선을 끌고 이제 살짝 1cm라도 들어가는 순간 입질을 하는 거죠 따라오다가 바깥쪽 마르면 붙어 있다는 느낌이 잘 안 들어요 지금 신뢰가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확인은 해봐야죠 오 <laughs> 먹었니? 복지도알았잖아 짜치야 짜치 GXH 죽입니다자 네번째 배스 worm이 날아갔네요 으 펀칭입니다 으 지금 가장 효과적인 낚시 방법은 커버 shallow에 던져서 살살살 긁어 오다가 구멍에 쏙 들어가면 그때 falling 하자마자 탁 물고 돌아갑니다 그 뒤에서 그 frog처럼 기어오는 걸 보고 있는 거죠 보고 있다가 앞에서 쏙 들어오면 탁 물고 도망가는 거죠 아, 들어있질 않네 뭐야 이거 물고랍니다 헐나 뭐... <laughs> 미치겠다 가물치 거... 아... 가물치를 걸었네요 자! 양평 가물치니다 음. 어떻게 하냐 이걸 미치겠다 어쩐지 입질 이상하더라 툭 하고 말다 아. 아 오늘 양평 새벽 땀낚시여서 맞춰져 있어요 너무 더워요 어우 지금 한 9시 10시 된것 같은데 어, 10시 반이네요 10시 반 어우 못해요 이제 쳤습니다 그만해야 되겠어 너무 더워요 다음에 또 소음필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새 낚시를 좀 못 갔는데 앞으로 좀 다녀야 되겠어요 아, 감 많이 잃었네요 어쨌든 다음에 또 괜찮은 필드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